1월 음악 네 좋아요 7월 네 롤링 음악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5등. 자, 아, 애들 시선 여기. 하셔야 돼요. 잡습니다. 오케이. 네. 오. 그대로.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박수 친다는 느낌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네. 자세히 한번 모아볼게요. 네, 모아서. 오케이. 모은분이 핸드폰 살짝만 세울게요. 이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동원이 틀렸습니다.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립스틱 틀렸잖아. 아니, 왜 말해요? 솔직히 얘기해. 자,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laughs> <laughs>